이미, 이미 된 거구나 아 빨간색 사탕 먹으면서 올 거야 그럼 입술이 조금 더 빨개지거든 아 그래서 먹는 거야? 네. 이거 입술 좀확 깨우는 있으면 빨개질 거야 음. 맞아 원래 나, 나도 음. 그래 많이 많이 많이 하얀 여러분 저희 보이시나요? 제가 알기로 이거 껐다가 키면 바로 되는 걸로 아는데 아랫뉴스만 잠깐 깨물고 있어야겠다 커밍 순 어, 하고 있네 오케이 바로 됐죠? 우리 필터 켰나요? 켰겠죠? 아니야 필터 없이 가 켰을 거예요 아마 켰나? 켰으니까 이렇게 약간 하얗게 나올 것 같아 음. 인사 아니 우리 근데 그러니까 하얘 맞아 우리 하얘 인사드릴까요? 네. 네. 뭐 팀 인사요? 네. 갑자기? 오케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주 네,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 투입니다 안녕. 우리는 쓰리채! 예요. 네, 안녕하세요. 채! 최! <laughs> 잘할 줄 몰랐는데 와 진짜 는 뭐예요? 유일한 거 아니야? 너무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트 좀 눌러야 네, 네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 소리 끄는 거야 이 뭐야 바보야? 아, 아 꺼지 아, 예. 아 여러분들 어, 저희 어예둘다 어, 예. 어, 예 옷이 이래갖고 패턴 좀 보고 있으니까 눈이 약간 저릿저릿하네요 눈이 어떻게 저려요? 어릴 수 없지 사실. 눈이 저리네요. 눈이 다른 사람이 생각 안 나죠 지금. <laughs> 눈이 약간 아른아른 그러니까 뭔가 착시 효과처럼 막 그래? 어 약간 약간 보고 있으면 조금 눈이 시큰시큰할 것 같아. 진짜 시큰할 수 없지 사실 이거. 음, 시큰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그 그게 떴잖아요. 컨셉 트레일러 떴죠. 네. 컨셉 트레일러 떴죠. 네, 저녁 먹었냐고 하셔서 방금 먹고 왔어요. 네, 저희 냉면 먹었어요. 네, 냉면에다가 만두 먹고 왔습니다. 아 냉면은 밥 냉면 먹구 형밥안 먹었죠? 저는 네. 왜 먹었어요? 아, 저는 따로 그냥 쉐이크 먹었어요. 먹은들 혼내주세요. 왜? 자기 관리하는 건데. 박수 쳐줘요. 점 역시 자기 관리. 네. 저도 저 점심 안 먹고 오늘. 와! 나깜짝야 아, 그 요즘 1일 1식 중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컴백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 저도 할만해 어, 사실 1일씩 항상 그래요 1주차 때까지만 해도 약간 살고 싶은 의지가 사라지는데 1주차 지나치면 지나가면 그때부터 좀 버틸만 하더라고요. 음. 여러분 저도 요즘 삼시세끼 꺽꺽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 개 너무 부럽지 않아요 이거? 나는 네, 진짜 해도, 아, 해도 이러다 와. 나는 나보고 일주일 안에 진짜 5kg, 6kg 찌러가면 나는 너무 자신 있어. 나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니까 막 동생 아이들은 너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계속 나 빼고 다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이 부업 때 보통 얘기를 해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 나는 진짜 확실히 부은 것 같은데 오늘 왜희 부업 때 근데 나는 내가 보면 똑같은데 아, 저희 이렇게요? 어, 부은 게이 정도구나 싶은 게좀 부럽긴 해요. 저랑 봉규가 유독 잘 붙는 멤버 두 명인데. 근데, 근데 저 요즘 안 보여요. 맞아요. 범규 요즘 약간 배신감 느끼고 어, 있어요. 얘왜 안 바뀌었어요? 저... 희가 티는 안나 진짜로 확실히. 저형저저 저 진짜 얼굴 부은 거 형 많이 봤잖아요. 왜 그래요? 형 이식해진 거 아니에요? 부 너는 그렇게 티가 안 나. <gasps> 내가 제일 많이 날 텐데. 저 체질 이좀 바뀌어갖고 저 맨날 막 촬영 같은 거 있으면 막 피곤한 날은 막 들어가기 직전까지 막 졸다가 막 들어가는데 항상 신기해하시는 게 왜 졸다 들어갔는데도 잘 나오냐고 음. 음, 좋은 거네 그럼요 연예인이네 뭐 저는 촬영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잠깐 잠들면은 스태프분들이 다 와갖고 찰싹찰싹 때려 잠들면 안 된다고 <laughs> 수민 씨 잠들면 붙는다고 아, 맞아 전잘 붙거든요 아 벌써 8시네요 와 진짜 벌써? 와 오늘 시간 너무 빠르다 요그 오늘 오늘 제가 좀 바빴어요 좀 정, 네.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촬영 스케줄 그렇습니다 하튼 컨셉 트레일러 네 나왔죠 아, 이번에 네. 네. 어땠어요? <laughs> 어떠셨어요 무아분들? 네. 제가 이거 빨리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네, 네.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어? 네 응, 잘했어 진짜 머리가 길다 범규? 뭐, 아 범규 울프컷 같아 저 이거 한 두 번 정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정도 길렀지? 제가 5 3 시작할 때부터 쭉쭉 아. 으니까야 많이 먹었다. 근데 어, 나 병주했을 때보다 더긴 것 같아. 5, 3이 우리 한 10월 달에 시작했지. 네 6, 7개월 근데 중간에 계속 조금씩 잘랐어요 쫄지 않았어요. 아 병주 아니야 병지컷 죄송합니다. 네. 그 아. 이름이셨구나. 아 잠깐만. 나 <laughs>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어.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와. 형 라인 라이브냐고요? 네. 그죠. 봉규도 사실 오랜만에 형 라인. 아 근데 나는 저 봉규가 동생 라인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은 하... 내가 지금 스물 둘이잖아, 그지?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이렇게 네 가지 나이가 있잖아요. 저희 팀에 그러면은 반띵 반띵 해갖고 나랑 연준이 형 스물둘, 스물셋씩 형 라인 아닌가? 하세요 그렇게. 네. 평균이 몇 살이죠 우리가? 우리가 그러면 평균이 약약 그래 평균에서 더 위에냐 음. 아래냐를 보면 되겠네 근데 내가 딱 평균일걸? 근데 막내 애들이 두 명이 있으니까 45 너가 평균보다 위이긴 해 그러면 45 85 아니 뭐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씨, 형이 두 명이 있구나 야 그럼 너가 평균보다 아래긴 하다 106 아, 106 106 아, 나도 모르겠다 야 106에 나누기 5 하면 21.2 뭐 <laughs> 하는 거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21. 뭐 3살 정도 됐거든요. <laughs> 아니지. 아마도 지금 5월 달인데 한 21.4 정도. 아 그런가?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조금 지금 형라인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굿. 네 아무튼. <laughs> 어. 네 하여튼 저희 컨셉 트레일러 와, 우리 펀치 얘기 언제 하냐? 아, 그러니까 우리 빡치기 언제 대박이다. 아, 아무튼 나왔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다 각자 의견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죠. 그럼 저희 의견부터 말해볼까요? 단어 하나로 말해주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네. 정기자 문장 얘기해 보시죠. 저도 뭐 반으로 해야 돼요? 어, 뭐 프리토킹 하십시오. 아 예. 잘 나왔습니다. <laughs> 아니 뭘 말아 말해야 되지? 잠시만 <laughs> 있어봐 아... 아니 나부터 라고 하니까 좀 긴장되네 야 너가 먼저 한다며 우리부터 아... 할까요? 이랬잖아 어 그게 난 형부터 하라는 거였는데 나부터 하라고 하니까 나한테 넘기자 근데 뭐만 하면 너한테 시 오늘도 어 일단은 멋있지 않았나 네 아까 얘기했나? 음. 아 멋있었죠 음, 멋있어 멋있어 네, 저희가 좀좀 좀 멋있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좀 멋있지 않았나 <laughs> 멋있는 시도를 함으로써 멋있지 않았나 아, 멋있는 시도를 했으니까 멋있죠 좋아요 좋아요 연준 씨는요? 저는 어 사실 이번 컨셉 트레일러를 제일 기대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멤버들 중에 아,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너무 기대한 만큼 너무 잘 나왔고 음. 일단 저는 처음에 이 시안 받고 직접 촬영도 하면서 봤을 때 와 진짜 너무 너무 회사에서 신경 써준 것도 너무 고마웠고 보자마자 그냥 너무 퀄리티가 진짜 맞아요. 영화 같은 퀄리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트레일러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좋았고 기대한 만큼 너무 잘 나왔고 모아분들께서 너무 되게 호불호 큰 호불호 없이 되게 다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저는 그냥 음. 맞죠. 딱 그런 거 같아. 음. 또 이거 컨셉 트레일러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쵸, 수빈이 형. 아, 네, 맞아요. <laughs> 아니, 요즘에 제가 말을 할 때, 아, 어떤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끝맺음을 잘 못하겠어갖고, 항상 <laughs> 태연이나 다른 멤버한테 아, 네. 넘기거든요. 아, 네. <laughs> 말하고는 아까 자꾸 네. 우리 쳐다보면 우리 어쩌라고. 완전도 얘 아, 그렇게 쳐다봐. 뭐 어쩌라고. 근데 네, 네. 아 저는 요즘 봉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약간 저의 요즘 최애 멤버입니다. 야, 아야. 어. 어, 약간 봉규가 제일 저를 잘 봐가지고 저도 요즘 봉규를잘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애가 유쾌해졌어요 갑자기. 그럼요, 웃음 멤버입니다. 어, 너 재밌어요 요즘 범규. 제 웃음쟁입니다. 아무튼. 짜잔 컨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냥? 네. 네. 네 볼까요? 또 맞아요. 그 댓글에 아까부터 계속 올라왔거든요. 연준이 형 흑발 얘기로. 아. 연준이 사실 이제 데뷔 때부터 흑발이 처음 아닌가?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저의 흑발이 언제였는지. 아마 데뷔 초에 갈발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데뷔 때부터 음. 흑발이 지금 이 우리 몇 년 됐냐? 2년, 2년 3개월 네, 2년 좀 넘었죠. 심지어 데뷔 때도 퍼플 브라운이었어. 응 음, 맞아요 맞아요. 혹시 계속 흑발 안 하다가 네 여기서 우리 영상이 뭔지 아시는 분? 이거 기록하면 있지 않을까? 여, 여기는 우리 채널이 아닌데 처음으로 갈때에 들어갔어. 음. 아 여기서 더보기 이거 눌러야 되나? 음, 유튜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닌 것 같아. 유튜브를 가자 우리.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그래. 소프트웨어 아, 이거 나중에 하면 나중에 하 어. 오늘 밤에 업데이트 하려면은 지금 입력 어야 이거 아 이거 오 수많은 많이 검색 기록 있네 여기 있네요 되게 많이 올랐다 이번에. 감사하네. 어, 어예 선배님들 광고 유튜브 틀면 선배님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광고가 진짜 많으세요 네. 어 소양 캐고 한번 다시 볼까요? Fight, flight or freeze <laughs> <laughs> 무슨 말을 바라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다 그러는 거야? 어, 아 제가 좀 어, 리뷰를 어. 하죠 리뷰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면서 후기를 남기는 걸로. 게임 오버. 플리즈 인설트 코인 코인 더 날려. 어, 야, 여기에서 이제 또 네. 화제가 됐죠. 이제 네? 또 수빈이 형 수원에 이제 핏줄. 아나 그거 봤어. 네. 어, 오야 어, 네. 핏줄 멋있냐? 저좀 멋있었어 이거. 어 그래요? 네, 이때 좀 더웠나 보네요. 어 아니야 이거 저 NG 진짜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은 바지가 주머니가 음. 딱 붙어 있어갖고 딱 아. 지금 두 번째 마디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감독님. 형 어, 그럼 여기 빨간 자국이 어. 이, 아,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어. 약간 이거 네. 주머니에 쓸린 거 맞아요. 손이 지금 손이 시뻘건 게 아마 진짜? 여러 번 해갖고 썰 찔렸 어 이거 한 다섯 번 찔렀어요. 근데 저는 이 빨간 게 또 멋있었거든요. 아, 네. 다행이네요. 네. 프리즈랑 어울려. 이게 자꾸 걸리더라고. 음. 어, 현이 잘생겼다. 잠시만요. 여기서 봐봐요. 아, 그러네. 아, 뒷줄이 꽤 많네. 아니, 봐봐요, 봐봐요. 왜? 왜 제 얘기는 없죠? 저도 좀 괜찮게 요 여러분 봉기가 이번에 보시, 다시피 이렇게 장발 굉장히 긴 머리를 갖고 왔어요 너무 어울리잖아요? 아니, 너무 잘 어울려 약간 이름이 아, 시리우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범규 장발이도 많더라고 잘 어울린다고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연진이 형이 안무레슨 하다가였나? 그때 형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어, 야 봉규 너 머리 잘 어울린다 이랬잖아요 아 전 이 머리 개, 개인적으로 좀 좋아요 좋은 거 같아요 새로운 시도죠 저날팍좀 늘으면 좋겠어 아예 팍 길렀으면 좋겠어 그렇게 자어 생각엔 약간 뭔가 애매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아예 그러니까 길거나 아니면 작은 거나 시으면 네. 여기서 아! 이, 이때 이때 이때 범규 표정 잘 보셔야 돼요 와씨 지나가 머리 너무 짧은 거 아니야? <laughs> 네, 제가 이거 이 파트 멤버들 한 명 한 명 다 봤는데 어, 다들 연기를 잘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잘생겼어 나 이건 솔직히 좀 보고 놀라긴 했어. 아, 아 나 웬만하면 최강기한테 시찬해주기 싫지만 <laughs> 잘나왔 잘생겼어. 빵! 야, 저 진짜 무서웠는데. 아, 나중에 보시면 네. 나알 거예요. 비하인드 씬이 나오겠죠. 아, 루니까 지 잘생겼어. 너 여기서 뭔가 이게 좀 뭔가 음. 몰입됐어. 오 예, 네. 스턴트맨 예. 가나? 오 예, 오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찾 촬영한 거야? 대표님 뭐 자리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에스컬레이터가 내려왔어. 음. 아. 오늘 너무 여기서 다 푸는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래. 괜찮, 괜찮아. 야, 야 조금은 덜 풀자. 아 어차피 리뷰니까요. 음, 며칠 뒤에 어차피 뭐 비하인드 캠 나올 겁니다. <laughs> 나오겠죠? 네. 언젠가 나와. 와 여기 여기 또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왜요? 이 연준이 형이 내려다보는 눈빛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 음, 여기 봐봐야 네. 아, <laughs> 예. 이거 좀 멈추는 것 좀 잘 좀 멈춰. 네, 아 지금 잘 멈췄어요. 우야 너귀엽 일단 모아분들이 멋있게 보다가 어, 네. 멋있다고 보다가 여기서 아 얘들 너무 귀엽다고. 어, 네. 그건 귀엽네요. 연준이 형 같다고 막. 이게 사람이 연준이 엄마를 바라보는 뭐네 명의 어조 쪽이라 네. 하셨는데 왜 이렇게 네. 귀엽냐 나. 귀엽네. <laughs> 아니 약간 장난감 안쳐서 삐진 것 같은데. <laughs> 약간 다들 걱정하고 있네요. 태현님 약간 뭐야 저 약간 뭐하냐 이런 이런 느낌인데. 네. 귀엽네. 어. 오 슈지 진짜 같네. 가나요? 이야. 어우 이야. 아 이거 어떻게 찍은 거죠? 이야.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세요. 아 오케이. <laughs> 네, 네, 알아두는 알아, 비밀이 네, 있어요. 알아두실 거는 음. 안전하게 찍었습니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안전했어요. 네. 가서 이제 어. 오. 와우. 아 연준이 형 이거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 가운데 연준이 형이 포인트죠. 뭐라 했죠 이거. 어. 윤석이 시리가 멋있어요. 여기 이제 나오거든요. 아, 방금, 아, 방금 보셨나요? 약간 딱 던지고, 한번 웃어주고. 네. 그니까이 웃음의 의미가 어떤 거냐? 어. 이 정도? 어. <laughs> 아 근데 <laughs> 이게 나 진짜 너무 웃겼던 게요 이게 사실 이런 이런 막 이거 본게 되게 멋있는 저 이렇게 딱 째라고 봤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보시면서 아 본게 한번 웃음을 넣어볼까? 이래서 본게가 <laughs> 첫 씬으로 딱 웃었는데 <laughs> 비열한 눈으로 씩 걷가길래 모니터링 하다 너무 웃겨갖고 공개 다시 잡을까? 잘 쓰였거든요 네 맞아요 멋있게 나왔네요 아 이거 눈빛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리뷰기 때문에 칭찬받아 하지 다와 눈빛이 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에 박혀있다고 하나요? 맞아요 그래 보여요 점프 빵야 아 이거 CD 죽이다 아얘 500원 또 얼마냐 아, 아, 아. 안돼 와. 아 이거 이거 진짜 동전이 진짜 와 진짜 안 먹었다 아 근데 진짜 아 이거 보니까 진짜 우리 회사 진짜 너무 사랑하긴 한다 진짜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만들어야 대박 박수 아 근데 진짜 우리 회사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진짜 네, 아, 네,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멋있죠? 어떠셨나요? 사실 호불호가 갈릴 거라 생각했는데 안 갈렸나요? <laughs> 안 갈렸겠죠? 멋있은 것 같아요 네. 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와. 형은요? 어, 저는 두말 해서 뭐 합니까? <laughs> 음, 약간 말에 자꾸 버퍼링이 된다. 어. 음, 아, 뭔가 뭔가 되게 어깨 넓어 보인다. 아, 범규야 요즘 몸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막그 보디빌더 여기 이렇게 잡고 하던데 아, 괜히 말했어 아 근데 놓치진 아 않아 하나 하나 레고 카드입니다 카드입니다 범규 오빠의 액션이 멋있었다 아, 저 이거 보고 제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laughs> 겨울 킹국 한 편 봤어요. <laughs> 최수민 겨울, 뭐냐? 아, 겨울 겨울 왕국 말한 거죠. 최수민 요새 뭐냐? 떡볶이 먹었냐라는데? 아니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떡볶이 먹었어요? 아, 냉면 그 육수 묻은 건가? 새 옷입니다. 오늘 새로 개봉한 옷입니다. 열. 그. 아, 나 아까 댓글 읽으려는데 까먹었어. 다음에 읽읍시다. 연준이 연기 너무 잘해. 아,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근다 잘했어요, 솔직히. 연기는 진짜 다 잘한 것 같고 맞아요. 컨셉 트레일러 언제 찍었어요? 몇 개월 전에 찍었어요. 겨울에 찍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음, 추 헤딩 입고 있었으니까 1, 2월쯤에 찍지 않았나? 내가 알기로는 2월이야 그죠 2월 정도 2월이야 아, 어. 이거 꽤 오래 전에 찍었어요 <clears throat> 어, 깜짝이야 어, 천만하트 아 천만하트 감사합니다 시연아 시연아 타트 누르지 마요 나는 지금 온라인 수업 중이다. 음 어떻게 보고? 근데 왜 겨울에 민소매 괜찮았냐고 요 연준이 형. 진짜 <laughs> 추웠어요. 맞아이 형은 진짜 더 추웠을 거예요. 네. 몰라. 저 쉬는 시간만 네. 되면 은 계속 패딩 입고 있었어요. 어 나도 그랬던 거. 어. 사실 그때 진짜 좀 빡세 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힘들긴 해갖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아. 그렇게 말할 수도 네. 있죠. 두 가지 표현 방법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어, 힘들긴 해갖고 되게 <laughs> 아, 왜, 아, 왜냐면 안무 레슨 할때 이제 약간 특히 네, 저희 네 멤버는 뭐 그렇다고 치고 연준 형이 진짜 많이 힘들었고 네. 맞아요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아 근데 안무가 제가 힘들기도 했지만 멤버들이 되게 제가 멤버들한테 의지하는 안무들이 엄청 많았어갖고 음. 사실 멤버들도 너무 다 잘 받쳐줬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음. 수월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진짜 항상 이 서로를 엄청 믿어야지 가능한 안무가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저희 안무가 유독 약간 뭔가 약간 단체 그림인 안무가 좀 많은 것 같다 해야 되나? 맞아요. 음.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주간 아이돌 같은 프로 나왔면 이제 1인씩 치 찍잖아요. 네. 혼자 할 때 굉장히 민망한 안무들이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다 같이 멤버들이랑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조금 아 이거 좀 부끄럽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방금 댓글 중에 빅히트는 왜 계절을 거꾸로 거슬러 가냐라는 어. 댓글이 어. 있었는데 그거 공감. 네. 아 근데 이게 어떤 댓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저희가 방금 1, 2월에 반바지 나시 입고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나올 때 시기를 생각해서 저희가 찍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보통 뭐 컴백 준비하면은 6개월 이렇게 막 준비를 하니까 6개월 뒤에 계절에 맞춰서 옷을 입기 때문에 음, 그죠. 항상 여름에는 조금 덥게 입고 맞아요. 겨우, 겨울에는 또 엄청 춥게 입고 이렇게 맞아요. 촬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항상 뮤직비디오 이런 걸 좀 되게 일찍 찍는 편이니까 맞아요. 항상 추울 땐 진짜 어 너무 춥다 이러면서 찍고 더울 땐 와 너무 더운데 이러면서 찍는 약간 음. 맞아요. 또 공개될 때면 맞아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드니까. 음 맞아요. 지금도 더, 와 오늘 진짜 덥던데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오늘, 오 진짜 깜짝 놀랐어. 날씨가 점점 좋아져요. 네. 어제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이독 더운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실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어, 이제 겨울인가 봐요. 아 여름인가 봐요. <laughs> 뭐야? 말들을 못하냐? 이제 여름인가 봐요. 어. 어, 저 어머니도 말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네. <laughs> 씨 뭐라고 말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대구도 어. 벚꽃이 엄청 원래 예쁘게 펴요. 근데 올해가 좀 더워가지고 벚꽃이 엄청 빨리 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아쉽겠다. 아. 올해가 좀 빨리 더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모이 있어요 약간, 약간 뭐지 되 중간점이 있어요 뭔가 따뜻해지다가 더진 게 아니고 계속 춥다가 갑자기 팍 더워진 거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봄이랑 가을이 사라지나 봐요 여러분 안돼 아, 와 가을이 진짜 좋은데 맞아요 가을이 진짜 좋은데 네. 단풍이 진짜 예쁜데 <laughs> 계속 네오 가고 TV 노이즈 같다고 <laughs> 아 집중이 안 되네 그러네 비슷하다 아, <laughs> 죄송합니다 비슷하다 약간 둘 다 조금 배탈리는 같고 어. 약간 스윙 가운데 앉았어야 됐네 약간 중화시키기 어,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음. 괜찮 괜찮 그래도 백이 약간 요런 거라 다행이다 맞아요 얌전한 백이라서 다행이에또 뭐가 있을까요? 음... 오빠들 컴포 기대할게요 컴포 떴잖아요. 음, 아니 컨트가 아, 컨, 컨트 같은 것도 컨포는 아, 직안 떴잖아. 아, 저희 컴포, 언제 뜨죠? 15일에 뜰 거예요. 음, 다음 주에 뜨나 그럼? 아니요, 아니, 주에 이번 주 주말일 거예요. 오 주말에 떠요 사진이? 네. 나도 내려올못 눌렀어. 아 진짜 뭐, 뭐 왜 이렇게 장난을 쳐요? 이 VF 에아 VF 왜 이렇게 장난을 쳐? 진짜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제일 신나고 진짜 나하고 눈치 보는 거야 오일 먹었냐 표정 봐 16일 00시 했던데요 16일 16일이면 15일 끝나는 날 15일에서 16일 13일이요 13일? 네 여기 여기 그, 그야 그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간 때 아니야? 오, 어,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시지 어. 아니 본 대신 뭐 문제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목요일 맞네 그러면 토요일에서 일요일 아니야 잠 토요일에서 일요일 맞지 맞구나 15일에서 16일 넘어가 1600시가 되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말에 뜨는군요 네 어, 이런 적 없지 않나? 아닌 있나? 어, 주말에도 사진 뜨는구나 알겠습니다 굿 컴포 아주 컴포 첫 공개가 뭐죠? 무슨 버전이 나오죠? World world. world. 오케이 오케이 world. world. 아 이러고 우리 영어 쌤 누군지 알려주면 안 돼요. <laughs> 좋은 발음 보여주세요. world. Yeah. 아마츠 아. Yeah. <laughs> 보이신가요? 음,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 왜? 네? 그거 몰라요? 유튜브 밈 모르는구나. 내가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나 봐. 너. 내가 밈 자체를 잘 몰라. 아 그래요? 나 이건 잘 어, 모르는데. 나좀 해요. 북극곰은 사람을 찢어 몰라? 네. 아 그거 그 예능에서 한거 무한도전에 맞아 맞아 알아요 알아요. 정준하 분께서 하는 거. 맞아요 알아요. 그 극한 그 직업 아마 전후 사건 아그 클립이 되게 유명하고 돌아다는데 전후 사건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극한 그 직업 때문에 멤버마다 한 곳씩 가야 되는데 약간 그 제작진분께서 유진석님은 아, 이제 좀 덜 위험한 곳으로 보내겠다 음. 약간 편해 이런 걸 해갖고 정준하 군이 이제 북극을 가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면서 아, 북극 괜찮다 그랬더니 북극 거기 사람이 찢어 이러면서 북극도 위험하다 이런 거 어필을 했는데 굉장게 아, 유명하거든요 주빈이 다 알고 있는데 저 진짜 어. 유튜브 하루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고 유튜브 웬만한 건 다 봐요. 아, 유튜브에 진짜 근데 볼 게 너무 많아. 맞아요. 끝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막 특정 채널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어, 또 되게 많아요.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로 본기야 <laughs> 내가 코로 김치 먹는 거 보여줄까? 어떻게 어떻게 보여주지? 궁금하긴 하다. 네, 궁금하겠는데요? 코로 김치 먹으면은 어좀 얼얼하겠다. 어. 어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 어, 좀 그렇다. 이걸로 들어가도 여기로 아무튼 들어가지 않을까? 그쵸 들어가죠. 이렇게 연결돼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입으로 먹는 거랑 비슷하긴 하겠네. 네. 고통만 있는 거. 아, 뭐. 입으로 먹어서 코로 뱉는 거 알아요? 아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입을 안 먹고 코로 계속 조금씩 넘기면 배가 배가 불러질까? 그치 않을까요? 아 배는 일단 사겠네. 네? 그쵸. 배가 사긴 하겠네. 네. 그쵸. 어. 나쁘지 않은데? 나 나갈래. <laughs> 아 왜요 왜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진 않아. 그래. 이러면서 갑자기 예, 혼자 이제 돌아오면 라면 <laughs> 아, 한번 넣어볼까? 아 배부른가? <laughs> 어... 아나 방금 봤어요 아 진짜 바보 같다 <laughs> 이제 알았어? 어 체육대회를 한다고요? 체육대할수 있어요? 와, 나체육대안 하는 지 진짜 체육다 부럽다. 운동회라고 하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체육대회라고 맞아요, 맞아요. 에이 진짜 연준이 파이팅 20대 중반에 힘을 보여줘 보여줘! 중반이야? 아, 23시여서? 한국 곳이에요. 아 진짜 그러게 반년 남았다. 아 어이가 없네 사실 뭐 나이는 조용히 <laughs> 나이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에 네, 진짜 근데 나이는 너가 제일 많이 렸어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나도 평생 10대일 줄 알았고 스무 살일줄 알았는데 이제 나도 반 년만 지나면 20살 중반이 되네요. 성인인 것 자체가 너무 1, 2, 3은 초반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옷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반이고 비읍이 비읍이 들어가면 후반이에요. 하나, 둘 하고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중반이고 일곱, 여덟, 아홉까지 그리고 이제 열 넘어가면은 30 아! sorry, sorry 나이 아, 진짜 많이 아쉽다 이게 약간 20대가 지나간다는 게 되게 아쉽다 아니야 근데 사실 뭐 30대도 그만큼 더 난 그래도 굉장히 우리가 20대 때 일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음. 음. 근데 2 0대는 20대 30대까지도 저는 전반이라고 생각해 인생이. 왜냐면 이때밖에 못 달려요 지금. 네. 30대까지는 약간 전반전이지.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아쉽긴 하다 시간이 간다는데. 시간이 간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 나이 먹기 싫다. 싫지. <laughs> 오. 아, 저 팬, 그 모아분들 중에 이렇게 뒷머리 이렇게 묶고 스타일링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걸 많더라고. 근데 저도 약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음. 그러면은 다음 그 얘기 한번 해봐봐. 저기 <clears throat> 고무줄 하나 들고 와갖고.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봐봐. 야, 근데 검정 되게 잘안보는데 야,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본인 머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완벽히 어, 어, 정신 다보여고 어. 어. 좋은데? 아, 형도 안 보이지 않을까? 아 형은 빛이 있어서 보이겠다. 야너 근데 조금 머리를 당하겠다. 아니 손으로. 아 진짜 뭐어떻 하라고? 아 나도 머리 많이. 아 근데 어, 나중에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응 한번 해봐봐. 다음에 뭐. 그러 형이 봤을 때 어때요? 아 근데 그거를 치워봐야 할 것 같아. 어. 너무 손으로 다가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위치가 애매해서 약간 이쪽이 좀 무거워. 아니야, 영, 그 사진이 있단 말이야. 나 아,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 음, 잘 어울릴 것 같긴 해. 잘 어울릴 것같아요 어, 어울릴 것 같아. 이틀 후에 대학을 졸업해요. 와. 하해요 야. 대학 졸업하면은 또 시작이겠네요. 어, 대학도 다녀보고 싶다. 근데 저희가 아직 대학을 졸업을 안 해봐가지고 이 어떤 조언, 이 현실적인 조언이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 나랑 영준이 형 졸업하지 않나? 해? 음. 아, 근데 뭐 어, 언제 하지? 30, 아니 23, 3, 3살 나랑 영준이 형이랑 동기야. 아, 동기야. 아, 그러면은 22살로 치겠네. 같이 같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이제 2학년이네. 그 한 2년 남았나? 아닌 20살에 어, 대학교 1학년 21살에 대학교 2학년 사이버 대학교 몇 년 된지 아는 사람 대학교 3학년 난 몰라 <laughs> 음 아나 대학 다니고 싶어 이번에 옷 벗는 사람이 있나요? 이번에라기에는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는데 저희가 <laughs>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벗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뭐 아, 아닙니다 뭐야 살짝 살짝 뭐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어. 수도 있고. 뭔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새벽 때나 오후 상태 그래도 조금씩 보이긴 했었으니까 사람들이. 음. 어. 아 이제 우리 다 학번이네. 맞네. 그러네. 야, 극반 실험이었다. 맞아요. 여러분 또 우리 막내 두 명이 또 탈색을 하고 새로운 머리 그거를 했잖아요. 휴닝이가 이제 금발을 했고. 아, 휴닝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와, 휴닝이는 태생부터 그 머리카락인 것처럼 되게 너무 자연스러워하고 놀랐어요. 저는 약간 태연이는 그런 걸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은발이라 해야 되나? 은발. 그쵸, 약간 은발이 약간 은발이지. 나는 태연이한테 말했어요. 너가 지금까지 했던 머리색 중에 난 은발이 제일 마음에 든다. 음. 음. 난 빨간색. 나는 은발이 잘 어울리는 거같뭐 각자의 취향이니까요. 응. 어. 난 빨간색. 나는 너 저기 때 넣어줬어요. 부산항 때. 은발. 이 뭐였지? 응. 음. 아, 뭐. 약간 다른 재질의 그거다. 제가 음, 네. 제가 이제 그 헤어 실장님한테 어, 염색을 하면 전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물어봤거든요. 그 무슨 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너? 네. 약간 약간 약간 뭔가 어... 글쎄요 형 무슨 생각 올릴 것 같아요? 범규 음발해본 적 있나? 부산 때 어, 부산 때 음발했어 범규 빨강? 빨강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궁금해 추천받습니다 근데 저 핑크색 해보고 싶어요 핑크색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아, 핑크색이 더안 어울릴 것 같아 아, 핑크색이 약간 근데 어, 누가 해도 약간 무난하게 어울릴 만한 색 아니에요? 그런가? 핑크색은 솔직히 누가 더 약간 뭔가 어 뭐야 별로야 이런 의견은 없을 것 같은데 공기 공기 약간 뭔가 날티나는 색이었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은발 같은 좀 은발도 약간 지금 태연이처럼 되게 뭔가 차분하고 머릿결 좋아 보이는 은발 말고 진짜 막 개털처럼 이렇게 막 음.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 음. 화랑도 어울릴 것 같아요. 화랑도 약간 어, 좀 파랑 어울릴 것 같아. 보라? 보라 보라도 어울릴 것 같아. 어, 보라 약간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어, 난 보라색 생각하니까 내 머리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니까 소름 좋다. 아, 보라색 좀 좋다. 포도머리? 파란색이 되게 의견이 많네요. 왠지 알아요? 왜요? 21살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모아분들한테. 아, 이형 21살 때하고 나 21살 때아 진짜? 네. 야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네. 너 다시 안한지 얼마나 됐지? 어, 저꽤 됐는데 아 근데 저 머릿결이 너무 얇아가지고 아, 네. 네. 아난 그런 거나 진짜 잘못했다 그쵸 맞아요 형이 관리 잘했죠 어, 나 관리 진짜 미친듯이 했지 저희 집안이 좀 대대로 머릿결이 좀 얇아갖고 우리 지원은 안 그런 부담왜 그렇지? 저는 진짜 어렸을 때도 파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동네 미용실 가서 맞아 파마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 니는 파마하면 안 된다 이런 거. <laughs> 왜 왜? 얇아서? 머릿결이 너무 얇아갖고 이거 다 끊어진다 이런 거. 아, 아 진짜? 네. 어수 없네. 저는 염색도 못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버티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금 약간 복구 중, 약간 리스폰 중. 많이 되지 않았어? 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됐죠. 지금 그냥 완전 찰랑찰랑한데.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컨셉 때문에 기른 거고. 머릿결 머릿결 좋아 보여. 머리 많이 자라고 음. 이 상한 건 웬만한 건다 잘린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laughs> 와. 아 별로다. 난 되게 예쁠 줄 알았는데 되게 실망이네. 아너 바보같이 아, 좀할건 약간 잘생겨 보이게 잘 해봐봐.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안무 레슨이 몇 시였던데? 이제 곧 시작하죠. 와. 우리 아무리 쓰냐? <laughs> 네. 말리우 쌤 보러 가야죠. 저 이제 지금부터 거의 한 4, 5시간 또 달려야 돼요. 아, 해야 되는데 두렵다. 요즘 말리우 쌤이 재밌어갖고 아무래도 면 저는 즐거워요. 아, 제가 네, 재밌긴 해요. 말리우 쌤이 이제 약간 각성하셔서 재밌어요. 요즘에는 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시간 되게 빨리 가요, 그래도. 요즘 근데 말리우 쌤 말리우 쌤 약간 멤버들이 다섯 명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정신을 어, 약간 <laughs> 정신을 좀반 정도만 붙잡고 있었고 음. 재밌어요. 그냥 다섯 시도 모여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맞아. 네. 어, 뭐야? 뭐야 우리? 어, 그렇지 어, 됐다. 됐다. 네. 맞습니다. 아니야, 뭐 해야지. 근데 우리 진짜 해야 돼요. 그럼요. 이제 시간이 네. 없어요. 어, 말레오신 모아들 네, 많이 들어서 이제 내적 친밀감 많이 쌓았겠다. 네, 자, 좋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럼요. 맞아요. 진짜로. 진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수업할 수 있는 <laughs> 재밌어요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다 네. 재밌어요 음. 와나 팔 진짜 얇게 나온다 어, 좀 징그러 정도로 하얗게 나는데요 나좀 탄것 같 저희가 요즘 야외에서 촬영한 게 많아갖고 어 이래 근데 요즘 야외 촬영할 때마다 햇볕이 진짜 그러니까. 그냥 어, 오늘 아침에 어 나도 하얗다 나도 하얗다 햇빛이 엄청 그냐 맞아 어, 어, 요즘 햇빛이 너무 세더라고 어... 연준 오빠 냉장고 100분 있지 않죠 이게 뭐야? 냉장고 뭐야 구했어요아 태연이 그건가? 아, 태연이 1 0 0분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일치를 못했네 그때 뭔지 아냐 니잘 몰라요. 다시 봐야겠다 선크림 바르라고요? 어, 선크림 아, 바르죠. 진짜 맞아 우리 멤버들이 다 살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선크림 진짜 열심히 하는데 맞아 바르는 거 뿌리는 거 다 해요. 왜그 네, 그러니까 아프게 진짜 탈 수밖에 없어요. 요즘 햇빛이 바르셔야 합니다 그게 계속 리필을 해줘야 돼요. 뭔지 알아요? 리필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를 다시 다시 발라줄 네. 리필 네. <laughs> 음. 그러면 컨셉 네. 뭐라고 하지 이거? 컨셉 컨트 컨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리뷰? 겹쳐서 당연 캡처 타임을 오케이 캡처 타임 하고 이제 앞모습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진짜 바보 같다 네. 요즘 약간 요즘 위독거래요 컨셉 네. 오케이 캡처 타임 자 추천 받습니다 모아분들 귀여운 포즈네요 귀여운 포즈 어떤 게 있을까요? 귀여운 포즈요? 음. 본인이 생각하는 귀여운 포즈를 할까요? 음, 네.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아, 나 또 바보 같을 것 같아. 형이 다 봐보죠. 모니터링 해보자. 귀여운데? 귀여운데? <laughs> 아, 귀여운데 <laughs> 네이버 다음 거. 프리즈 포즈라는 게있어요 아, 프리즈 그냥 프리즈 포즈. 오케이. 음. 오케이. <laughs> 포즈가 뭐야? 그냥 어는 척하면 돼. 아. 자, 하나, 둘, 셋. 그러 나만 너무 정상적인 척했나? <laughs> 나봐봐. <laughs> 진짜 말 안 듣게 생겼다. 마지막으로 꽃받침하고 끝낼까요? 나란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치우고 오케이 치우고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잠시 이렇게 시간이 나서 저희 컨셉들로도 음, 말할 겸 이렇게 왔고 네? 아, 여기까지 그렇게 뭐 생각 안 했어요 아, 저못 네. 들었어요 컨셉 트레일러 잘 봤고요 네. 네 이제 또 앞으로 남은 이제 아그 스케 이제 이제 하나 떴어요. 공개된 거 많잖아요. 떴고 아, 사실 공개될 게 재미 어 아, 볼만한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네. 너무 좋은 컨텐츠들과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자 마무리하시죠. 네, 아무튼 네 저희가 이제 또 어제 했 거였죠 컨트가. 네. 그 네. 네. 어제 어제 어제 어제. 어제. 뭐 어제에서 그저께 사이에쯤 아니요 어제 아니요 엊그제? 아, 이, 이틀 전에 아, 어 이틀 전에 근데 요즘 바빠갖고 시간 개념이 좀 없어요 네, <laughs> 그저께 이제 컨트가 떴는데 사실 이제 진짜 멤버들 말대로 첫 공개되는 컨텐츠잖아요 네 아직 많이 남았고 보면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드는 게 하나쯤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럼요 <laughs> 네 보면서 그냥 뭐 어, 즐겨주시고 많이 기대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또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저희 컴백하는 거 좀만 기다려주시고 같이 잘하세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인사드리고 끝낼까요? 네. 맞습니다.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맞죠? 하십시오. 맞죠? 네. 인사드리니다 원, 쓰 네. 지금까지 바이바이. 즐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저녁 먹으십시오. 너 갖고. 아, 그래. 뭐, 안녕. 로제 떡볶이 먹을 사람 없어가지고. <gasps>